12월 4일 오늘의 일기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뮤직뱅크 프로그램에 나가서 무대를 한 날이다 이제 처음으로 음, 뮤직뱅크에 나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원래는 이제 TV로만 보던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공연 프로그램에 나가, 나가서 이렇게 뭔가 내가 무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살짝 정말 신기했고 그리고 좀 처음에는 뭐좀 많이 설레서 좀 긴장도 많이 됐던 것 같다 근데 어 그래도 이제 또 다 같이 이제 무대를 하고 리허설도 해보고 그런 경험도 막 생기니까 음 빨리 그래도 적응되고 잘 이제 마무리를 무대를 잘 어,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음, 진짜 뭔가 데뷔했다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무대도 음, 무대도 무대지만 또 이제 인터뷰 이제 그런 대기실 인터뷰 그것도 해보고 그것도 좀 많이 떨렸는데 처음에 이제 멘트하는 것들이 어,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떨려서 어, 말을 살짝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음, 물론 이제 처음에 딱 데뷔를 해서 이제 엔진분들 같이 모델 못한다는 게 아쉽지만 또 언젠가 나중에는 곧 빠른 시일 내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걸로 지금은 최대한 그냥 주어진 거에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아, 음.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데 모니터링 하면서 어, 가능선 넘어 그 파트가 되게 잘 나오고 그 엔딩도 찍혀가지고 어, 정말 음, 잘 나온 것 같다 무대도 그리고 또 주변 그런 관계자분 스태프분들도 되게 잘 찍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엔진분들도 항상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얘기 끝 음. 음. 앞으로 무대 많이 있을 텐데 화이팅 하면서 무대를 하겠, 하겠다 안녕